좋아요와 구독 아! 온다 쟤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총 없어 있어. 두 명. 권총. 큰일 났네. 메롱. 뚝배기요 뚝배기 없으면 한 방이니까 어차피 피가 없어서 한 방이겠네 레드 먹을 걸 저기 한 명 있다 저기 한 명 있었거든 얘 잡으면은 피 채울 수 있다 그다음 도핑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레드 도핑? 어차피 한두 대 맞으면 죽는 거레드 도핑이에요 도핑 뚝배기도 바꾸고 아 이거 도핑 이거 800 가져가고 싶어 800 가져가고 싶어 잡고 파밍하러 간 중? nice! 오, 다행이다. 저는요. 자, 자동차 할게, 자동차. 조끼보다 자동차 하자. 차가 너무 바퀴도 없고 허름하네요. 들어가자. 이거 뛰어가려면 답이 없어. 사람 있나 확인하면서 있다! 사람 있다! 잘해 보이진 않는데 나하고 싸워야 되나? 이 정도면 몰래 붙은 거 아니야? nice! 저... 쪼끼 쪼끼 쪼끼 제가 뭐 누구랑 대치 중인 거지? 시체도 있고 뭐 한명 더 있다는 건데 쪼끼 먹고 빠질게요 drink 와 쪼끼 아 쪼끼 다 까졌냐 아 저거 차 먹으면 죽을 각인데 부스스 <laughs> 아, 개좋네 개... 아, 근데 이베이션 좋은 게 파밍을 안 해도 돼서 편하다 사나한테 <laughs> 뽑아보러 뭐 가자 어, 벌써 4킬이네 10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자리 잡고 오는 놈만 잡는 거 하긴 네, 여기 차고치 먹자 다 아, 죽어 가야더 쫄깃쫄깃하다 그치? 가야 되는데 걸렸니? 부스스 그 어딘지 모르지 않을까? 걸린 듯 조졌어 <laughs> 아유 보셔서 그 개똥 같은 척. 아 디치 까치니 사시게 감사합니다. 잘하고 있어. 세워 세워 세워. 하나도 안 자라고 있어 개똥같은 중 이거 너무 아깝다 그치 저기 사람 있네 단발로 저 뭐 고르냐면요 저 부상 부상 고를게요 아너 뚝배기 어디 갔냐 집안에 7초 nice. 저 sub총 볼게 sub총. ghillie는 옷인데? ghillie는 되잖아 팔배 못 먹어 배를 선택 안 해서 못 먹어 아파츠 그런 거 없어 빨리 가야 돼 집에 사람 있어 어 nice 자기장 아 여기 세우면 자기 빵 되겠는데 그냥 그럼 그렇지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그만 써 2판 4판 반나연 창문을 받겠는데? 어, 깜짝이야 레도 선택할게요 레도 아, 저 수류탄 선택할게요, 수류탄. 이따 앞에. 나이스. 어, 저 연막 탑. 나이스 원.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아안 잡았어야 됐나 으 아. yes.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death cam 보자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 너무 아쉽다 이런 아, 이 슈텐이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너무 아쉽다 너가 저쪽으로 갔었어야지 바보야 너무 아깝